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ISFJ 유형의 인간관계와 궁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개인 의견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ISFJ 유형은 ISFP 유형과 더불어 16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중립적인 유형이라고 했죠. 두 유형 모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은 균형이 잘 잡힌 타입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적어도 S 유형 중에서는 가장 복잡한 유형이 ISFJ가 아닐까 하는데요. 왜 그렇게 보는지에 대해서 글자 하나하나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I와 S를 보면 I는 내향성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S는 현실적인 걸 말하는 거고요. 이 두 글자 글자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내향성은 내향성인데 현실적인 성향 때문에 내면 세계로 아주 깊게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현실적이지만 내향적인 성향 때문에 외부 현실 세계에 완전히 올인하게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중립적인 성향이 된다는 겁니다. 이번엔 F와 J를 볼게요. 이 두 글자도 뭔가 엇박자가 나는 느낌이 있어요. F는 관계 중심적인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드러운 타입이 많습니다. TU형에 비해서 확실히 그런 편이죠. 근데 다음 글자가 J예요 이 J 유형은요 좀 깐깐한 면이 있어요 깔끔한 사람들이죠 계획대로 해야 하고 정리정돈 돼야 되고 딱딱 맞아떨어지는 맺고 끊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부드러운데 깐깐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따뜻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의외로 까칠한 면이 있다는 거죠 상당히 이질적인 성향이 함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건데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IS와 FJ를 묶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봐도 그런 면이 나옵니다. IS와 FJ가 충돌하는 거예요. IS는 중립적인 성향이라고 했죠. 그래서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FJ는 뭐라고 했어요? 도덕적, 윤리적 판단을 의미한다고 했죠. 한마디로 선악이 아주 분명한 사고를 한다는 뜻입니다. 아,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와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이런 식으로 호불호가 뚜렷하게 갈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겁니다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i s 는 중립적인 성향인데 FJ는 중간이 없는 성향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내면에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가지 성향이 동시에 존재하는 말하자면 일종의 자기 모순적인 성향이 있는 유형이 바로 ISFJ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하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ISFJ끼리의 관계입니다. 괜찮다고 봅니다. 일단 같은 유형끼리는 어쨌든 공감하기가 쉽죠. 불필요한 오해를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특히 ISFJ나 ISFP처럼 중립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유형들은 자기와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크게 충돌하거나 혹은 아예 따로 놀거나 이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센케 유형끼리 만나면 좋을 때는 좋겠지만 부딪힐 땐 크게 부딪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혼놀 유형끼리 만나면 서로를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관계 형성 자체가 좀 어렵고요. 혼자 있는 게 둘 다 편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ISFJ나 ISFP는 대체로 웬만하면 누구와도 잘 지내는 편이죠. 그런 사람들끼리 만났다는 거예요. 당연히 별일 없이 잘 지낸다는 겁니다. 물론 익숙함에서 오는 따분함 같은 건 있죠. 하지만 ISFJ는 다른 유형, 특히 다른 SJ 유형에 비해 좀 나은 편이에요. 보통 SJ들은 노 노잼 스타일이 많거든요 근데 ISTJ와 ISTJ가 만나면 상당히 썰렁한 분위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정감은 확실히 있는데 재미는 없는 거죠 하지만 이프제는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허물없는 모습도 많이 나오는 사람이어서 심지어 본인이 망가지는 것도 별로 개의치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다른 SJ 유형에 비해서는 그런 문제가 좀 덜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ESFJ와의 관계인데요 이 경우도 비슷해요 아니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E와 I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한쪽이 치고 나가고 다른 쪽이 그걸 받아주는 관계거든요 예컨대 둘이 있을 때 농담을 하는 쪽은 주로 ESFJ ISFJ고 그걸 보고 웃어주는 쪽은 ISFJ가 되겠죠 근데 이 역할이 가끔씩 바뀌기도 합니다 이 f 제가 폭주하는 걸 보면서 F제가 손뼉치기도 해요 사실 이렇게 돼야 관계가 오래갑니다. 이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일방적인 관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요. 이건 모든 관계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밀려왔다 또 반대쪽으로 밀려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아요. 일방통행은 좀 아니라는 거죠. 들이대는 것도 계속하면 지치는 거고요. 받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첫 글자만 다른 관계는 기본적으로 비슷한 성향이 있어요. 외향, 내향만 다른 거죠. 이부제가 자기와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행동 행동이 FJ의 평소 모습과 비슷하고요. FJ 역시 가끔씩 혼자 또는 소수의 지인과 있을 때는 IFJ와 비슷한 모습이 나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ESFJ도 그렇고 ISFJ도 그렇고 둘 다 SJ 유형이면서 동시에 F 유형이죠. SJ 유형들은 일하고 친하다고 했잖아요. 근면 성실하고 책임, 의무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게 다 전통적인 가치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게다가 F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들은 가장 전통적인 사회 규범에 충실한 성향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SJ 중에서도 그런 편이라는 겁니다. F가 T에 비해 더 관계 중심적, 사회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두 유형은 같은 코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FJ는 윤리적, 도덕적 판단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전통적인 사회 규범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게 서로 공감이 잘 되곤 합니다. 그리고 둘 다 정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전통사회는 어떤 정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게 강한 사람들이란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ESFJ가 주변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베풀고 그러면서 오지랖 또는 잔소리도 더 많은 편이고요. ISFJ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가정이나 사회에 헌신하는 면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그걸 알죠. 이번엔 ISTJ와의 관계입니다. 같은 SJ 유형인데 T 유형이죠. ISFJ와 ISTJ를 헷갈려하는 분들도 많아요. 내가 이티제 같기도 하고 이프제 같기도 하다는 거죠 이 두 유형은 확실히 비슷해 보이곤 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비슷하죠 다른 점은 물론 T와 F의 차이인데 그냥 이렇게 구분하셔도 됩니다. TJ와 FJ가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FJ는 아까 뭐라 그랬죠? 도덕적, 윤리적 판단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FJ라면 선악에 대한 구분이 뚜렷한 편이에요. 근데 얼핏 TJ들도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뭔가를 칼같이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기가 맞다고 주장할 때도 있고요. 타인의 잘못을 꾸짖기도 하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들은 F f j 처럼 도덕적으로 보일 때도 있지만 도덕의 여러가지 덕목 예컨대 겸손, 배려, 헌신, 희생, 협동 뭐 이런 것 갖고 크게 문제 삼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유독 하나의 덕목에 이상할 정도로 집착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정직이에요 이 TJ 같은 TJ들을 가장 분노하게 만드는 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니 고의적으로 하는 거짓말뿐 아니라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그냥 잘 모르면서 하는 말 있죠 근데 잘못된 사실이에요 이런 것도 참기 어려워하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지구가 평평하다는 말을 유튜브에서 봤다면서 어쩌고 하면 이 TJ들은 그 사람을 거의 경멸하듯 쳐다보는 게 있습니다 무슨 벌레 보듯 하는 거죠 사람 취급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진실 팩트 이런 게 엄청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차이 때문에 ISFJ와 ISTJ가 갈등을 겪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이 f j 가 배려 차원에서 한 행동을 ETJ는 가식적인 걸로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ETJ는 본인이 정말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상대가 그걸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이 f j 는 공격받는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럴 수 있어요 T와 F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전에 T와 F 영상에서 다 한 얘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SJ그룹 중에는 ESTJ도 있죠 이 사람도 비슷해요 ETJ도 TJ 유형이죠 사실 이 사람과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더 큽니다 ISTJ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면이라도 있죠 ESTJ는 아니다 싶으면 대놓고 본인이 생각하는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매우 솔직합니다 매우 직선적이기도 하고요 이런 TMR의 F인 ISFJ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만 아니면 같은 SJ들끼리의 관계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일터에서 만나면 최소한 중간 이상의 궁합이고요. 개인적으로 만나도 아주 나쁜 관계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봐요. SJ끼리는 적어도 서로를 인정하는 면이 있거든요. 이번엔 INFJ와의 관계인데요. INFJ는 SJ그룹은 아닌데 ISFJ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둘 다 복잡한 사람들이에요. INFJ는 IFJ보다도 더 난해한 유형이죠. 그래서인지 가끔씩 INFJ와 ISFJ가 헷갈린다는 분도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두 유형의 차이는 주로 현실적인 고민을 하느냐 아니면 주로 근원적인 고민을 하느냐 이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전자가 ISFJ고요 후자가 INFJ입니다 물론 IF제도 삶 자체의 의미에 대해 고민할 때도 있지만 INFJ처럼 본격적으로 파고들지는 않아요 그것 말고도 생각할 게 많거든요 무엇보다도 IFJ에겐 본인이 당장 챙겨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이랑 친구, 동료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죠 ISFJ가 진짜 나와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마디로 내 사람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ISFJ는 MBTI 유형 전체 중에서 가장 로열한 사람이에요. 로열 패밀리 할 때 그 로열이 아니고요. 그건 R이죠. L로 시작하는 로열입니다. 충성스러운, 믿음직한, 변함없는, 헌신적인 그런 뜻이에요. 이프제에게는 언제나 자기를 의지하거나 자기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프제는 그들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ISFJ의 현실적인 고민이란 다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반면 INFJ는 ISFJ에 비해 단독자, 구독자 이미지가 강하죠. INFJ에게도 가까운 사람이 있지만 IFJ에 비해서도 그 수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더욱 특별한 관계가 되기도 하지만 IFJ처럼 그들을 위해서 산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럼 INFJ는 뭘 위해 사는 걸까요? 바로 그 문제를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는 거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물론 INFJ도 현실적인 고민 예컨대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이런 고민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진짜 관심은 언제나 좀 더 근원적인 것에 향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철학가나 성직자 이런 쪽이 잘 맞는다고 하는 거죠 ISFJ와 INFJ 이 양자의 관계는 대체로 나쁘지 않은 편이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INFJ는 웬만한 사람과는 큰 무리 없이 잘 지내는 편입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가끔씩 속은 시끄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막 드러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인프제도 비슷해요 그냥 겉보기엔 무난하게 여러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 사람의 내면에는 일상적이지 않은 이상한 생각들이 있지만 남들은 잘 몰라요 심지어 아주 가까운 사람조차도 눈치채지 못하곤 합니다 인프제는 가면을 쓴다고 했죠 최선의 경우 이 두 사람은 하나의 믿음을 공유할 수 있고요 이때 각각 좀 더 근원적인 부분과 좀더 현실적인 부분을 분담하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예, 근데 인프제가 목사고 인프제가그 교회를 다닌다면 아주 좋습니다 ISFJ는 언제나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인프제는 목사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니 예수가 될 수도 있지만 뭐라고 했어요? 히틀러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때는 ISFJ가 가장 꺼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ISFJ와는 아주 다른 스타일이죠 EP 유형들입니다 ESFP, ENFP, ESTP, ENTP와의 관계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ISFP를 안 했죠 ISFP와의 관계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